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밀번호라 가 네 내일이면 시드니로 출발을 하는데요 <laughs> okay, let's play. Searching. Yes, yes. Okay. Oh. Here, ramen. Ramen put in here. <laughs>